일단은 가슴 늘어진 가슴 큰 가슴이 문제니까 이제 어, 유방 하수도 교정하고 가슴 축소도 같이 하고 또 복부 비만도 있어가지고 아마 지방 흡입 같은 걸 해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정말 누가 봐도 약간 남자 같은 느낌이고요 또 교합적으로는 부정기억까지 있어가지고 어, 정상적인 저작도 불가능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비만이 같이 오는 걸로 봐져서요 어, 수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신감 없고 늘어진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바꾸는 걸 목표로 이제 수술을 진행했는데요. 어, 이게 이제 변신의 시작이니까 앞으로 얼굴 모습이 바뀐 거 이상으로 정신적인 자세도 많이 바뀌고 어, 생활 자세도 많이 바뀌어서 어, 행복하고 진취적인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